안녕. 나는 너무 예쁜 미셸이야. 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 많은 여자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고 살지. 그래서 오늘은 native들이 많이 쓰는 질투에 관한 영어 표현을 알려줄게. Sour grapes, eaten up with jealousy, green with envy. Sour grapes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가. 여차피 시고 맛 없는 포도일 거야. 부러우면서 안 그런 척하는 질투의 심정을 말해. That sounds like sour grapes. Green with envy 영어권에서 질투나 시기를 하면 얼굴이 초록색이 된다고 생각해. You're just green with envy over his success. Eaten up with jealousy. 온몸이 질투심에 먹혔다. You sound like you're eaten up with jealousy. And it's such a negative emotion. That sounds like sour grapes. That sounds like sour grapes. You're just green with envy. You're just green with envy. You're just eaten up with jealousy. You're just eaten up with jealousy. 그럼 우리는 너무 질투하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초절정 인기 정상. 미녀 잉글리쉬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일 또 만나.